단순한 해석이 있지. 뛰기로 됐습니다. 야간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인 한 명 청소년 한명 성인 한명 청소년 한 명이요? 네네 여기 영수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? 이게 끝인가? 이게 표가 어? 이게 표가 어. 영수증이 뭔 개소리야! 여기 영수증 아 진짜? 전 여친? 여자친구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햇빛 너무 뜨겁다 BHC 스킨도 있는데? 땀 봐라 겁나 덥다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within me. If you decide to drop your buckets where you are and develop your gifts, I grant you, you'll never ever be without. I grant you that your gifts will take you places of your 사과 사춘기 공연하는 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으니까 가지 말자 스웨덴 세탁소 논다는데? <laughs> 유명하잖아 아... 노래 잘 부르는데 다시간이 뻐기 수가 나 아니지 아직은 오늘은 동물원 가기만 할 거니까 아이 뭐야 <laughs> 시작 아 어 뭐야 이거 어, 땀더 생겨 땀 더 생겨 덥지 <laughs> 너 지금 벌써 젖었어 어. 그래서 동굴 얼마나 가야 돼? 발 앞이야 발 앞이가 어, 야, 여건 아직도 있네 사진 찍어줄게 여기 원숭이 들어가봐 싫어 얼른 얼른 아 싫어 빨리 빨리 아 싫어 빨리 싫어 빨리 찍어 씨발 빨리 찍어 <laughs> 야 진짜 원숭이 같다 형은 원숭이야 내가 원숭이야 물새 전시장 여기가 원래 동물이 소랑 양이랑 <laughs> 돼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, 물냄새 장난 아니다 쟤도 더운 지금 밑발로 사랑 행복? 아니 행복에 있는 거? 금관 행복 있지 않나? 홈 건강이 700만원 정도인가? 사람요 네, 안녕 안녕 놀래라 어? 세 마리 네 마리 해봐 해봐 아, 놀린다, 놀린다, 놀린할머니잖 할머니 예약했지? 너무 어, 섭다 얘네 망했다 지금 기간 중 이때고 쟤네들 좋아 가자 이게 성공한 건안 바뀌아 찢는 피하잖아 저렇게 됐어 지금 목이 맞네 이렇게 어, 일단 울산 대공원은 옛날에 비해 많이 발전되긴 했는데 뭐 여전히 볼 거 없는 건 똑같은 거 제일 귀여웠던 게 <laughs> 제일 귀여웠던 게 미어캣? <laughs> 미어캣? and becoming the best at it and mastering myself and seeing what I have within me. If you decide to drop your buckets where you are and develop your gifts, I grant you will never ever be without. I grant that your gifts will take you places that will literally amaze you. 일단 내 관점에서는 굳이 굳이 더운 날에 장미를 이렇게까지 보러 올 필요가 있나 상당히 땡기지가 않네요 야피니즘에서 포카리 스웨트 하나 마시는 게